안녕하세요 올리언어브의 돌보 교빈입니다 어제 저희가 울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눈이 부은 것 같아요 쪼맨스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부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아무 조치를 못 취하고 있는데 혹시나 어, 이렇게 눈이 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빨리 풀리는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댓글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어뭐 7초야 장난해? 아, 소금 연근 1600이다 죽어라 엄지랑 뭐지? 나 진짜 안 먹어 어, 하지 마, 하지 마. 네. 아, 안 땡기지? 네, 이렇게. 저희 잘할 수 있겠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오늘 한번더 만날까요? 아 끝났어요 와너 되게 떨리는데? 앞에 누구 계시니까 나 떨렸어요 전 재밌었어요 저도 되게 아, 재밌게 하고 왔어요 와. 아. 어, 어, 처음으로 이제 팬분들과 마, 만나 뵀는데 되게 아, 처음에 엄청 떨렸는데 네. 팬분들이 응원해 주시니까 좀 안정이 되더라고요 팬분들 감사합니다 아, 잘 오! 땀도 안 흘릴 이제 흘리고 있어요 아까는 어. 완전 저, 어, 저때 완전 다, 다, 다, 다, 다 젖었던데 아 좋아 아굿아 그, 아, 오케이 훨씬 낫다 어 왼쪽에서 들리잖아 그쪽에 우리 팬분들 있었거든 와 어, 고생했어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너무 네. 잘했다 네. 아 고생했다 끝났습니다 생방송이었죠 맞습니다 기대 긴장은 솔직히 좀 약간 했어요. 저는 무대 올라가기 전까지 긴장 안 했거든요. 네. 근데 딱 가는데 이거 하는데 약간 내 어, 손이 난안 그러니까 난 떤다고 아, 생각했는데 진 약간 어 뭐야 왜 이러니? 이렇게 하는데 싸싸싸 <laughs>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네. 모니터랑 해보세요. 아 저 너무 떨리더라고 처음부터 약간 약간 네. 이런 팬분들이 있는 곳에서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맞아요. 너무 많은 분들 나를 본다는 느낌에 약간 뭔가 벌거벗은 느낌. 어, 근데 잘했어요. 영상 봤잖아요. 한방 가서 어, 약간 모니터링 안 했어요? 이제 앞으로 이런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텐데 앞으로 저희 힘차게 달려나가서 꼭 정상에 쓰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아저씨 네, 네, 말씀해주세요. 카메라 찾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네. <laughs> 저희들 다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앞으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올리오노브였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